中国語の字幕はワッフルからご提供いただきました。 Thank you. 朝56時ぐらいに寝て10時11時ぐらいに起きてる生活をしてるんですけどフリーランスってなんか自由に仕事できるのはいいんですけどこういう朝晩逆転になり ちとご飯では 지금 바르고 있는 건 속눈썹 영양제 겸 발모제인데 5월 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코스놀이의 아이래쉬 세럼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 만에 꽤 효과를 봤어요. 최근에 매일 뷰러를 해서 속눈썹이 좀 많이 빠지고 짧아진 느낌이라서 이 아이래쉬 세럼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세안 후에 바르고 있는데 이때까지 써왔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눈시림이라든지 따가운 같은 게 거의 없어가지고 네,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전에 라섹을 해가지고 눈이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이거는 pH 농도가 눈물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 가지고 매일 발라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もう1、2年前まではもう毎日 JR 乗って片道50分も 毎日会社まで行ってたんですけど今はもう出社もう出社って言えないもんね <laughs> 出社じゃないからで朝起きて机の前に座った瞬間から仕事が始まるからまあ時間的には結構セーブできるんですけど結局休みらしい休みは一日もないっていう <laughs> まあメイクはいつもと変わらない本当に 自然な感じで 작년도 그랬고 올해 초도 그랬고 케네디 말고 다른 담당자분들도 이렇게 연락을 좀 오셨어요. 저거는 사원분들이 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시거든요. 선생님 혹시 테라스에 갈 수 있어요? 2층 테라스요. 오렌지 주스. 내가 이거지. 차인 언제 아니면 그냥 진짜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지. thank you. 속눈썹이 진짜 짧았는데 다 빠지고 뭔가 좀 긴 것 같지 않아요? 비교 사실 찍어놨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쉽네 아무래도 자기 전에 바르는 게 뭔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르는 부분이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돼 있어서 세럼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가는 거를 방지해줘요. 아까 아세톤사로 잠깐 올리브영을 갔었는데 이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할 일 미팅 끝났고 치과 시간 변경을 했네.